자 이런 리프카 같은 경우에는 귀가 파져있는 머리가 있고 귀에 걸쳐지는 머리가 있어요 뭐가 좋아요? 아 나 근데 니처럼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귀 파져있는 거? 이건 날아가지고그럼왜 이쁘게 하고 왔어? 그래도 연예인 머리 이렇게 사진 띄워놓고 할 때는 애들이 막 저 머리가 돼 이러는데 진짜 너가 머리 이쁘게 하고 오니까 신비성이 좀 있다 아, 이 형님 오늘 귀엽네 아, 이랬다 저랬다 아, 야 진짜 아또 지랄하는데 대화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되는 자체는 아 왜 안 되는 거 같지 대화가? 신빙성이 아, 있어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오늘 잘해봅시다 아시겠죠? 내가 잘못했나 지금? 내 너가 어? 헤어스타일도 바꾸 내 성격까지 바꾸려고 나는 내가 대감기 원래 해봐요 지금 이런 사람이야 대감기를 왜너자 어때요 지금 왼쪽 길이가 원래 항상 이랬어 이러면 조금씩 더 잘라나가면서 좆됐네요 좆됐네요 취급당 왼쪽 관스테 괜찮지 아까보단 낫다 야이 정도 마음에 드는 거야 미용의 꿈을 접었나 보다 미용실 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진짜 미용하는데 이렇게 귀찮아요 로스타크가 그렇게 그럼 직업을 전향해라 미용사 그만하고 어? 그렇게 싫어 아왜 남의 직업까지 뭐라고 해요 아니, 머리 자르면서 약 당신이 뭔일 한다고 당신은 그냥 BJ 접어 그럴 거면은 어? 아 맞네요 그럴 수도 아니. BJ 접어요 그냥 <laughs> 아, 아, 그거는 좀 그렇게 들렸어? 어. 아 그런 맥락 아닌가? 아 마치 그거지 그럼 난 딱 이해 딱 알아들어서 비유 적절히 되잖아? 그럼 난 인정하는 사람이야 뒷머리는 다음에 자릅시다 귀찮은데 아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너 못 자르지 이제 머리 잘 자를지 모르지 NS 요즘 트렌드 못 따라가냐 머리 혹시? 지금 안내상님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샵 갈게 개그 트렌드 못 따라가는 건 당신이지 개그에는 진심이야 아, 끝났어 아 지긋지긋해 진짜 아 근데 염색했으면 진짜 예뻤을 텐데 아쉽다 이게 머리를 좀 편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컬링 에센스를 바르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모질에서 곱슬기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핀 거랑 곱슬이 반반 섞이면서 지금보다 컬이 생깁니다 아, 더 머리 안 사는 것도 이거 이쁜데 아, 완벽 모방을 해달라는 건데 이 새끼 또 변화구를 때리는 머리에다 아 NS 하와이 아리님 18개 지금 나시도 그럼 이렇게 해봐 오케이 알았어 장난 치고 내추럴하게 뽑을게 아, 화려하게 해보려더만. 자 요런 거 어떠세요? 음... 아 진짜 아 그냥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내 내 생각이었어 야 은하야 왜요? 전화해. 갈게 형님. 은하 네. 전화할게. 네. 어.